제가 이제 미국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서 어, 여행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요. 프린트를 많이 풀어요 프린트한 것들이거든요. 먼저 이제 3개월 전에 티켓을 왕복 98만원으로 인천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라스베거스로 가는 돌아가는 거는 라스베거스에서 LA로 가서 LA에서 아시아나항공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는 경유 시간은 2시간 40분 오는 음, 경우에는 1시간 40분 미국을 가려면 이스타 비자가 필요하대요 그래도 뽑아놨어요 그리고 어, 라스베거스에 도착해서 숙박할 호텔 예매 프린트를 입고 뉴욕 비행기 티켓 가는 거와 돌아오는 거 뉴욕 호텔 숙박권 뮤지컬 티켓 바우처 뉴욕 네. 구경하는 티켓 이렇게 프린트를 다 해놓는 게 입국 심사할 때 굉장히 편하다고 하고요 아, 입국 신고서를 적을 때 호텔 거주지 주소도 다 적어야 돼서 이런 거 뽑아놓고 하면 좋대요 달러로 교환을 했습니다 비행기 티켓은 198만원 보험까지 해서 120만원 정도 들었고요 환전은 70만원밖에 안 했고 티켓이랑 또 뉴욕 올라가는 비행기 값 총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지금 19일 정도 갔다 오는 혼자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처음이에요 굉장은 지금 2주 전부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큰일 났어